내가 사라져볼게 하나, 둘셋 잘못 아니고 그냥 잘생겼다 무엇을 드릴까요? 어 유정이 포카요 푸시 누르면 나올 것 같은데 없습니다 어, 어 그럼 나인이 포카요 어. 어! 와 이게 어 이거 어. 약간 오류가 난 것 같은데 어, <laughs> 포카가 엄청 많긴 한데 어. 제가 직접 들어가 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악수도 해드리고요 악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낙서해주세요 아, 낙서! 낙서해주세요 아, 네, 자, 희올려놨고 뭐야? 나왔어 나왔어 뭐, 뭐야? 뭐. 진짜 나왔어 진짜 나왔어 자 다시 눌러봐 뭐야? 제가 드린 겁니다 눌러봐 오 난이다 오 뭐야? 내 거야 오 오!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번에는 괜찮은 거? 아니야, 누르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랜덤으로 네. 야, 나, 나 언제 나와? 한 번 눌러봐요 네자 이제 나가보도록 하자 아, 너무 어두워요 이렇게 아. 어 뭘까요? 오, 옥진이. 어, 옥진이 너무 잘난다. 이. 규빈이. 오, 드디어 났다. 어, 쭈지. 쭈지, 쭈지. 어, 드디어 났다. 쭈지 사인. 드디어 났다. 준지 형 포토카드 나왔어요? 다쓴 거. 드디어 나왔어요? 다 썼나봐. 네, 라이언 여러분들 이번 활동도 아주 잘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화이팅 같이 해봐요. 화이팅! 화이팅! 안녕!